이쪽인가봐요 그렇지 찾았다 얘야? 혹시 이 아저씨 알아 누군지 알아?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그 오. 현모가 현모가 맨날 이거 하면서 막 아! <laughs> 아! 친구들이 나는 마비노기를 안 하니까 어.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맨날 어. 이쿠 어, 손이 미끄러졌네 막 그러면서 <laughs> 좀 그냥 아무거나 해 대래이그 말고기 2, 1등급 말고기 해 너무한 거 아니야? 심지어 있어? 야 누구야? 야 로젠제 하프 서버에 로젠제 누가 만들어 누구야? 아! 알키 눌러 알키 알 그럼 타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. 그렇지 이제 빨리 달릴 수있어 봐봐 그치? 오! 이 혁명이다 아 이거 혁명이네요 이건 아여기 보스인가요? 그렇죠 보스룸이에요 자 열면은 컷이 나오고 오우 오 저, 통과해버렸어 저..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laughs> 마치 남일이란 듯이 그냥 <laughs> 남일인 남일인 듯이 그냥 가버리는 아, 나도. 자 한번 날아볼까 한번 이제 날아올라 그렇지 게이머 자유도가 되게 높다 그지 그렇지 아, 야, 편하다 이거 독수리가 빨라 또 땅에서는 좀 약간 낮아 느려 닭고기 갈매기 같은데? <laughs> 뮤트 되나 설마? 아 로젠 파이크 얘 아니야 얘 아니야 몰라 로젠 파이 꺼버려 어? 뭐야 왜 마비야 왜 꺼져 뭐야 뭐죠? 아니 뭐 이런 게 뭐야 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터졌구나 그런 광장이. 건 아닌데 <laughs> <laughs> 넣어버려 이거 오케이. 그렇지 카운터 그렇지 디펜스 windmill 그렇지 디펜스 디펜스 막 하고 있어요 아, 아 뭐죠? 아 이렇게 곰한테 죽을 수 있어 제 생은 아니고 일단 잡아 한번 어 스톱 <laughs> 얘를 잡아 그렇지 야 이거 야 천년 묵고 이제 잡아봐 너 잡을 수 있어 나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굉장히 흉폭해 보이는데?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너의 스킬 실력을 보여줘 여러분들 힐링해줘 힐링해줘 빨리 힐링해줘 님들 야 엄청 센데 야아 야, 달지도 아 자식 야 힐링해줘 안 줄게 안 줄게 그렇지 어. 힐링이 오고 있어 걱정 어. 음. 감사합니다. 걱정 마, 걱정 마. 어. 그렇지, 걱정 마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안 되겠다. <laughs> 아이고 어 세다 오. 아니 저 곰도 아, 도와주셨고요 아,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마비는 끄고 일단은 총체적으로 지금 해보니까 어때 지금? 어 약간 매력 있는 게임 정신 사납진 않은데 그냥 시간 죽이면서 이렇게 하기 편안하게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고 차분하게 이제 게임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분하게 할 수 있다 음. 어. 근데 약간 이렇게 게임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어. 글씨가 너무 작아 어. 떤 글씨들? 어, 이렇게 NPC를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아 클릭이 안 돼 시스템 전투가 다시... 어땠어 좀 해보니까? 아 전투는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그 디펜스를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계속 뭘... 자 친구님한테 질문이요 너한테 질문이래 네. 이 게임 1년 안에 망할 거 아니야 물어보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계속 하시잖아요 어아너 석시하게 말해줘 그냥 아니, 계속 갈 것 같은데 어. 이게 작년에도 이러, 이렇게 왔었고 어. 재작년에도 어. 이렇게 왔었을 거 아니야 어. 근데 이제 뭐 넥슨에서 어. 사업 돈이 안 되고 이제 비용이 더 많다 그러면은 뭐 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난 뭘 해야 할까? 어? 난 그럼 뭘 해야 할까? 너? 어 <laughs> 그냥 실사판으로 해 그럼 <laughs> 자 그럼 일단 저희는 이제 여기서 진짜 마무리하고 아, 좀 쉬다가 양꼬치에 찡따오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